구독 꾹 좋아요 꾹 알림 설정 딘딘 안녕하세요 6개월째 연애 중인 남친에게 딱 한 가지 불만이 있습니다 갈등이 생기면 일단 회피하고 본다는 건데요 얼마 전 사소한 일로 다투고 나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안해 친구랑 심각한 얘기 좀 했어 사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랬는지가 궁금해 친구 고민 들어주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니까 잘 때까지 연락 안 됐잖아 앞으로도 그럴 거야? 네가 싫어하니까 노력은 해볼게 미안해 노력은 또 그럴 수도 있다는 거네 상황 따라 다르지 난 네가 연락 안 돼도 걱정 안 하잖아 난 그런 적이 없잖아 내가 안 자고 기다릴 거란 거 몰랐어? 아 미안하다고 했잖아 노력해 본다고 아, 너랑 이런 부정적인 얘기 계속 하고 싶지 않아 나중에 얘기하자 그러고는 제가 먼저 연락할 때까지 잠수를 타요 싸울 때마다 연락 안 하는 거 나 너무 힘들어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고통스럽고 혼자 생각만 많아지고 매번 내가 연락해야 되는 것도 힘들고 날 위해서라도 안 그럴 순 없을까? 나는 너를 바꾸라고 하지 않잖아 내가 또 너한테 상처를 줬다는 거네 아, 자꾸 네가 이럴수록 너랑 나랑 너무 다르고 갈수록 내가 널 힘들게 한다는 생각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진짜 계속 이야기하면 헤어지잔 말이 나올까봐 알겠다고 하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반나절 정도 연락이 없네요 갈등만 생기면 회피하고 잠수 타는 이 새끼 아니 잠수 타는 남친 어떻게 하나요? 몰입을 또 하다 보니까 그죠? 네, 예, 아. 몰입을 하다 보니까 근 이런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아요. 꽤 맞아. 많아. 어, 꽤 진짜 많은 많아. 진짜 비겁한 말 중에 하나잖아. 너무 다르다고. 음. 다른 게 아니고 틀린 거지 이건 어떻게 보면 기다리는 사람의 생각도 해줘야 되는 건데 음. 이런 유형의 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회피를 하는 회피형들인데 나는 이런 사람들 이제 타조라고 부르지 타죠? 왜, 왜? 문제가 왜? 생기면 어디 막 수만 어, 위협을 뭐? 당하면 머리만 모래 속에 팍 박아 밖에 사람이 얼마나 소리를 치고 있건 말건 상관이 없이 격투기라면 조이고 있을 때 아프면 탭치잖아요 나 이제 더 이상 힘들다고 근데 이, 분은 그냥 때리지도 않았는데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아... 지금 약간 되게 부장검사 같아요 대표님 <laughs> 같다 어. 다리가 딱그 그 자리야 <laughs> 회피형인 말들 있잖아 미안해 뭐가면 미안하다고 했잖아 이거 어, 어 개 아. 싫어 아 솔직히 제일 짜증나는 거 이거잖아 됐어 나 할 말 없어 아까 나온 것중아 그럼 내가 잘못한 거네 어. 내가 잘못했네 이거 이거 이거 아, 최악 진짜 최악 최악 놀랬어 놀랬어 진짜 너무 대단한 아 같아 놀랬어 너무 무서울 때는 진짜. 여기 보고색이니까 숨어 <laughs> 갈등 생기면은 어떻게 해요 다들?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잘못을 해서 이 상대가 화가 났으면 그건 바로 풀어야 돼 사실 대부분의 싸움이 누가 하나 가딱 잘못해서 아니라 둘 다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일로 싸우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 그래서 감정적으로 확 올라오면 화난 나를 못 믿거든 음. 이거는 그 만취한 사람이 나 안 취했어 하는 거랑 똑같은 상태인 것 음. 같아서 하루 정도는 무조건 생각하고 툭 연락을 하긴 하지 왜냐면 기다릴 테니까 음. 좀 찌질한 방법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서로 좀 적어보면 괜찮을 것 같아. 아, 잘, 잘못한 아. 거를? 응,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화가 난 부분들, 내가 잘못한 것 같은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 적어놓고 다음날 일어났는데도 이게 아직까지 유효한 것들에 우와. 대해서만 얘기를 나누면 어. 되게 좋다. 문제를 좀 멀리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이게 싸움이 이루어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이, 렇게안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음. 이런 생각 시간을 좀 서로 가지면 좋긴 하더라고 근데 대신 그게 시간이 너무 길면 음. 안 되고 한 며칠? 한몇 시간 아니면 네. 하루? 하루? 하루 정도면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을 저도 무조건 좀 가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남자친구가 도피를 그냥 아예 해버린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시간을 줬는데 그 시간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 막둥이에게 답답한 그 시간이 이 남자친구분한테는 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시간인 맞아.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아. 슬퍼 이 남자가 이 막둥이의 그런 심리를 좀 이용하려는 느낌 내가 너한테 상처를 줬다는 거네 약간 이러면서 달래주길 약간 원하는 듯한 느낌? 자기가 좀 더 우위에 있고 어. 싶어서 그러니까 너가 잘못했고 나는 잘못한 거 없어 이런 느낌 어, 맞아 약간 그렇게 좀 계속 막둥이를 이용하려고 하고 싸우는 것도 피하고 못돼 처먹었네 같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솔직히 다 살아온 환경이 다른데 맞춰가는 건데 그걸 아예 피하는 느낌이라서 몇 가지 명언을 좀 쏟아보겠습니다 어, 그렇게 얘기하면 진짜 명언이어야 되는 거 아니지? 진짜 엄청 기대해볼게요 형 준비됐어요 아예 다른 세상에서 태어난 태엽 두 개가 이렇게 만나서 돌아 하면 이게 어떻게 맞물려서 돌겠냐 같은 공장에서 찍은 게 아닌데 당연히 이게 어긋나고 어긋나고 으깨지다가 이게 맞게 돌아가는 사람이 너의 짝인 거고 당연히 처음에는 서로 맞춰가면서 서로 으깨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네가 그걸 못 견디겠으면 넌 그 태업에서 빠져야 되는 거야 라고 딱 얘기를 했는데 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서로 이걸 맞춰가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약간 이 사람은 지금 잠깐 시간 좀 갖자 하면 바로 freedom 막 이러는 거 같아 예! 막 이런 느낌인 거 같아 약간 이런 거 보면 또 연애 안 하는 게 좋긴 해 꽤이꽉 막혔던 그 가슴들이 생각이 나니까 이런 거보또 연애 안 하고 이렇게 그냥 혼자 집에서 넷플릭스 보는 게 나은 것 같기도 해 <laughs> 어. 어쨌든 처방을 해줘야 되잖아 우리가 똑같이 그럼 하면 안 되나? 똑같이 나도 연락 안 해. 어. 아주 많은 사람들이 쓰는 이제 이열치열 방법인데 음. 이 사연의 경우 막둥이만 힘들어요. 그런 성격의 사람이 아니니까 혼자 쿨한 어. 척하면서 막 사진 찍어놓고 울고 있을걸 막. 오오오. 어, 어, 어. 음. 이 막둥이 템포가 아니거든. 음. 잠수 타고 이러는 거는. 어 저는 그 상대방의 좀 요구에 어느 정도 응해줘야 음. 관계가 지속이 되는데 음. 이 남자친구분이 막둥이님을 별로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아 네, 억측일 수 있, 겠지만 이게 노력해서 안 되는 건 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음. 오래 갈 사람은 좋을 때 나한테 잘해주는 거를 볼 게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나쁠 때 어. 힘들 때 음.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선택을 해야 되는 것 같거든 음. 근데 이 사람은 힘들 때 숨어버리는 거야 근데도 좋은 거잖아 지금 음. 그냥 연애는 음. 하고 음. 이 부분을 내가 해결해야겠다라는 그 리스트에서 지워버렸으면 좋겠어 장점이 열가지야 단점이 하나가 있어 근데 이 장점 열개보다이 단점 하나가 너무 세잖아 그러면 은이 음. 장점 열개가 필요가 없다 없더라고요 확실하게 결단을 좀 내려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의 장점보다 이 단점이 더 힘든지 딱 자이언티의 5월의 밤을 딱 들려주는 거야 가사에 아 해피형 인간이라서 헤어져 버린 이별에 대한 후회 좀 더 다퉜더라면 부딪혔다면 우린 아직 설렐까요? 좀 더 다퉜더라면 부딪혔다면 우린 아직 설레일까요 괜한 말을 해 진작 느꼈어야 했어 음 그대 세 번째 손가락으로 옮겨진 반지를 변하지 않기로 그렇게 서로 바랐으면서 변하지 않아서 이렇게 지루해져 버렸죠 어떻게 했더라도 장난 같아요 사람은 쉽게 찾아오지 않아요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대 날 떠나가려 하는 순간에 난 붙잡지 않아요 단지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해요 진심이 아니었다고 말해요 그게 제일 어렵겠지만 나도 잘 안다고 누가 나만큼 말까요 지난 일처럼 말하지 마요 찾아오지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아, 그대 날 순간에 붙잡지 않아요 단지 이렇게 말해요 음. 이것도 봐주세요. 이거! 이거! 이거 이거 이거.